빨리 빨리 한다 빨리 빨리 해 뭐야 이거 진짜 아니야 독사 가야 될 것 같아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나가보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옷은 제가 평생으로 입을 것 같습니다 요우물을 1코어로 만약에 잘 크면은 가고 아니면 1, 2코어로 요우물는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buff 됐는데 요우만큼 좋은 템이 없어 그리고 철각궁 있는 판에는 3코어로 세릴다보다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하다 상대 사일러스겠죠? 오늘부터 저는 매사 빠게말 겁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님들 저는 사일러스 좀 약간 강하게 갈 거니까 체력 물약 갈게요 사일러스는 그래 그림자는 겁쟁이라네요 안전하게 받아먹고 싸웁시다 여기 들고 잡았죠?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아 근데 텔포라서 집은 못 가네 자 이제 샤코가 이때쯤이면 갱 한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잘 사리고 아 넘어갔네 엄 아씨 아 근데 확실히 큐는 세지긴 세지긴 세졌다 잡았다 나쁘지 않아 이거 잡아준다면? 아 까비 와야큐 데미지 센데? 아닌가? 야 방금 minion 맞고 들어간 데미지인데 아, 와 까비 어우 shit, 샤코 아군이 당했습니다. 잡아볼까? 성공 박으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잡았다 Nice. triple kill로 nice네요. 직세 한마디만 더 하면 오픈함 저 그냥 top 게임 해요 5만 하면 오픈 오픈 아군이 변했습니다 우리 bottom이 많이 많 근데 큐 적중력 좀 높은 사람들은 이거 엄청난 buff긴 하다 대각이긴 해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어, 파르만 good. Nice. 그 요호가 하위템이 싸다 보니까 지금 쿨감 보셈. 지금 딱 이렇게 1코 나오는데 31% 나와요 31% 31%면 진짜 빠른 거야 데미지도 나쁘진 않아 선 여우무도 괜찮은 것 같아 기동신이 좀 빠르니까 mid를. Nice. 다이브 한번 칠까요? 못 치겠네요 이 빠지면 바로 칠게요 안 죽습니다 나이스 비에고 잘한다 한 따자 너무 깝쳤다 도망강 샤코가 너무 미드만 온다 야 그리고 요무가 지금 너무 좋은게 조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선택폭이 너무 넓어졌어 게임 굳히기 들어가자 그렇지 원딜은 힘이 없지 다 오는데? 도 깜짝 안 한다. 그렇지 근데 제드는 원래 요음이긴 했어 빨리 빨리 한다 빨리 빨리 해 뭐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씨 엄마라 아 딜이 잘 나오는데? 최후의 전사님? <laughs> 어허 어허 샷을 치하 <laughs> 살려줘요 살려줘야 했으면 <laughs> 봐줬다 카르마님 그냥 재능 존다 없는데 성질 죽이고 사세용 씨바라 어 이거 좀 달달한데? 어때? 님들 생각은 어때? 어 선템 요무는 너무 좋은데? 굿 우리 팀 너무 잘했고 음 아 이분들 리븐 하시는 분이구나 쇼츠 영상만 올리시는 분이네 한번 선템 요무도 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